코 일기 어. 오늘은 내 생일이라고 육포가 세상에서 제일 맛이 있다고 역시 육포는 작고 먹어야 꿀맛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!